그래? 나 괜찮아 그때는 좀 그런 반항의 시기여가지고 제가 칭찬해주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근데 군대 갔다 오시더니 좀 얼굴 괜찮으세 저요? 네 <laughs> 그래? 나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전엔 많이 별로였나봐요 <laughs> 보시기에 아니 근데 그러네 <laughs> 저희 프로 같은 경우는 네. 어르신들이랑 가서 본인이 좀 어떤 거에 어울릴지 저희도 얘기 나눠보고 저희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뭐 신기한 거 보여주고 재미있는 어른들 보여주는 게 저희의 어디를 가서 어깨 빠지는 거 철봉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괜찮아요 아직은 안 빠졌어요 어,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걸왜 물어보세요? 아니 혹시나 연초 되면 다 헬스 하잖아요 네. 야, 이게 진짜 남산에 있는 엄청 유명한 헬스장이에요 우리나 가장 오래된 헬스장이라고 해렇게당이 아니고 <laughs>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누구? 뭐? 이게 된다고? 태도상 드셨어요 원래? 아니, 아, 그냥 네.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? 사실 이 아이템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제가 이걸 직접 남산 중턱에 헬스장 거기에 이제 모이셔가지고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 이 존재 자체도 사실 신기하잖아요 네. 진짜 뭐죠 이게 네. 다뭐 선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. 그냥 집에 계신 아, 아버님들이 네. 아 대단하시다 그리고 요거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.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그걸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저희 궁금하긴 하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멋있다 몸은 좀 괜찮아요 벗어야 돼 벗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턱걸이나 못해요 턱걸이 저 어, 턱걸이 한번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저희 멤버 성렬이랑 같이 군생활 했는데 걔는 몸이 진짜 좋거든요 네. 운동을 한 7년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했는데 억지로 올려가지고 제가 이걸 버티면서 하다가 어.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진짜 이게 근육이 아니라 염증 생겨가지고 아 진짜? 약을 먹어야 될 정도 팔을 못 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어요 몇 개를 했는데? 그거 한 30개 했나? 걔는 그렇게 해야 몸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<laughs> 저는 뭐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아... 아, 사 지니어스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부 네. 되게 잘했고 뭐 전교 2등이었고 이게 음. 정말 큰 오해인 게 저는 중학교 때 정확히 첫 번째 전교를 한번 고고등학교 2학년 때첫 번째 전교 370 6점 나가 정시에 또나서 게딱 하고 그 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뭐 잘하지도 않았고 저도 많이 놀고 공부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? 그 그거 밴드 활동 이런 걸 더 집중한 거예요 그때는 좀 그런 반항의 시기여가지고 제가 음악으로 좀 풀고 친구들하고 뭔가 카페를 간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겠네요 카페요? <laughs> 저희 때는 노래방이 메카였기 때문에 어. 그때 막 뭐 벌써 1년 아. 그런 거 많이 부르고 야다 으로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야당은 너무 옛날 아니에요? 아니 우리 때도 불렀어 사랑 Two 에메랄드 캐슬 오, 어. 아이 <laughs> 처음부터 너란 존재 내겐 없었어 데모리션 노래방 가야겠다 싸이월드는 <laughs> 하셨어요? 아 그럼 아 옛날 했어요 다모임 세이클럽 타키 버디버디 오. 어. 그때 버디 아이디 뭐야?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싸이월드 셀카도 올렸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.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겼나? 원래 SNS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? 원래 안 좋아해요 잘안 안 하고 어려워요 전 좀 그런 게 음. 네, 다운받으실 줄 알죠? 알죠 <laughs> 기계 쪽이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몸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싫어해 근데 너무 노숙한 느낌이 나가지고 네? <laughs> 앞으로 그러면 활동 방향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나요? 전두 개 다 하고 싶어요 <laughs> 너무 감사한 게 또 제 팬분들도 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응원을 해주시고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역할이고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키고 싶고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보답을 해주고 싶죠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찾아가지고 피드백 해드릴게요 꼭 피드백 해주시고 시청자 입장에서 네, 네. 자기적인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. 네, 그렇게 말씀해드릴게요 반성하라고 당신 당신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